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 둘, 열 셋 열 넷, 열다섯 원더풀 스케떡 Thank you. Specoli. Thank